当点得。 아, 이렇게 해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왜 필름 해골이 그딴 소리를 해요 한번더한번더나못 찍었어 어씨 <laughs> oh,